the first to get married. Oh, this is so hard! Attention all K-pop fashion lovers. Do you ever find yourself scrolling through Instagram and admiring your favorite K-pop and K-drama stars' outfits, wishing you could have them too? Well, now you can. At Fashion Chingu, they make sure you look and feel like your favorite celebrity without having to pay the big name prices. And the best part, they ship almost worldwide, so no matter where you live, you can get your hands on their trendy K-fashion pieces. Plus, they offer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60, so you can get even more clothes for your money. Don't miss out on the chance to look like your favorite K-idols. Visit Fashion Chingu today and upgrade your wardrobe with the latest K-fashion trends. Happy shopping! Link in the description box. Hey guys, it's Joan Lisa as Real Daily. For more video updates, please don't forget to click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hank you. What if Jen Lisa is already engaged? What if Jenny and Lisa are really engaged and their suspicious behavior is actually them trying to tell us something? Which member will be the first to get married? Oh, this is so <laughs> hard. 누가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이분일 것 같아요. 당신 아니야? 옷을 봐! 짜장 싫어 Did you notice something? Let's see their individual reactions. 누가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이분일 것 같아요. 당신 아니야? 옷을 봐! 짜장 싫어 누가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이분일 것 같아요. 누구랑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이분 일것 같아요. 결혼하는데 이분 일것 같아요. 당신 아니야? <laughs> 옷을 봐. 짜장 하시러 요 당신 아니야? 옷을 봐. 짜장 하시러. 내가 트라마 이런 걸못 하겠는 가 여기서 막 틀리고 해야 맞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잠깐 예언을 할 겁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 언 프리딕션. 미래를 미래를 뭐? 미리 생각하는 거. 아, 오케이. 어, 뭐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미래를 제가 오케이. 포춘 텔러처럼 휙 보고 아하 리사 오케이 아하 리사 오케이 아, 오케이. 리사 누구랑 결혼하나 이렇게 아 발동 오케이 아 발동 If you all notice, the magician teased about Lisa getting married as soon as he made eye contact with Jen Lisa. 미리 생각하는 거. 아, 오케이. 어, 뭘 그러니까 생각해서 뭐 아하, 아. 리사,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리사 누구랑 결혼하나 이렇게. 아, 발톱. 발톱. 어, 좋아요. 자, 가볼게요. 네. 직접 리사 씨가 영화 알라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CG를 결혼하나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진지를 모니다 一只母生蛋。诶，Come on，阿杰，你当当拍。 1년! 우리 1년! 근데 파리에 Les hommes attendent d'acheter un jet, faut venir plus souvent. But like, you need to buy, you need to buy a house in Paris, because you're coming way too often for someone who's from Korea. 나는 한 1년 있다가 미국 가고 싶어. 파리에도 살고 싶고, 미국도 살고 싶고, 하와이. 영국도 살고 싶고. 하와이도. 이십 년이요 40. I'm gonna be 40. We're gonna be 42. What, we're, we're gonna be 40? Uh, we 42. I feel like we'll all be... Do you think we'll all be married by then? Of course! I think 40. like, <laughs> come on! I don't know about babies. do you think we'll all be married by then? I think we Of might. course, it's I think we're very like, very like, come on. I don't know about babies, but 결혼은 다 했을 것 같은데? 결혼은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마흔, 마흔은 아기가 있다고? 아기는 아기가 있다고? 아기는 아니면 좀 늦게 결혼했으면 그냥 갓 그냥- 결혼했거나 갓 결혼했다고? 갓 낳은 게 아니고 나은 게 아니고 <laughs> 우리 막 Oh yeah, that oh. this necklace. I asked her what this was. three two seven. She's like, it's just birth. Yeah. It's a <laughs> number my like, birthday. <laughs> 时光。